로라니 카메라 카메라 해야죠 여러분 제가 요새 고민이 있는데 잘해 잘해보라고? 오늘 같이 샤워 샤워 문어 만들고 있구나 로라니 봐봐 문어다 자 오늘은 그것만 만들고 자는 거야? 그래 살고네 노아나 그럼 타코만 만들고 자자 no. 노아못 듣는 척 하지 말고 자 저희는 노환이를 재우기 위해 약간 고시에이트 어? 아니 고시에이트 내고시내고시 <laughs> 엄마? 네고시에이 나뭐? So you you you you you you are in you are. Hi guys.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은 저녁 9시 요, 10시에 45분입니다. 여러분은 뭐 하고 있어요? 우는 오늘 어제 영상 올렸어서 오늘은 좀 여유롭게 3시 놀러 갔다 왔어요. 샤워샤워 하기 전에 이거를 하고 야 샤워 샤워가 뭐야 자기로 <laughs> 샤워 샤워 하지마 너 때문에 나 일본 가서도 맨날 샤워 샤워 두 번 얘기하고 요한아 어? 요한아 뭐해? 이건 완전 샤워인데 한마 샤크? 어 한마 샤크야 이건 무섭잖아 뭐 친구들 로하니가 아, 여기 아, 와서 아. 어린이집을 찾았던 곳이 3월부터 이제 갈 수가 있대요 어린이집 없이 우리 셋이 지내는 게 익숙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도 하면서 육아도 하면서 어, 나름 열심히 어,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애기랑 같이 어, 다닐 수 있는 어, 곳을 알려주세요. 음. 댓글로. 아니 엄마 공격해! 우와! 우와! 우와! 에? 난데 나 멋있어? 난데 나 멋있어? 유카 되게 요즘 한국어 되게 외국인 같이 한다 <laughs> 넌데 군나 멋있어 <laughs> 스고이 다나카서 넌데 군나 멋있어? 미스기야로 <laughs> 요즘 미테나이 어이시크나레 아이시크나레 우리는 다나카상을 사랑합니다 혹시 다나카상 보고 계시면은 뵙고 싶어요

揺れるだけかよ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ガニイカサで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カニイクよ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カニロリパリがだ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カニイクよエビカニ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カニリちょっとせーのエビカニイクスでエビカニ開けました <laughs> ロハナ 노래해줘베이비사고들어들베이비사고들어들베이비사고들어들베이비사고베이사나히트들다노시노베이사나히트들베이사네이샤네이샤나히트들다노시노세노베이사나히트지히트지있구요하이 카메라 카메라 하자 얘다 벗었어 와 그러노 겁나 나 닮았어 진짜 아니 왜? 왜 그래? 아, 뭐 어때? 남자들끼리 사는데 마 남자아이가 니도 어? 가슴만 컸지 남자아이가 거의 우리 군대 동기 아이가 이제 뭐자 일로 와나 일로 와 체력 체력 차아 선배 <laughs> 야 모자이크 하기니까 빨리 와 <laughs> 제발 야 아무 모자이크 하기니까 빨리 와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어? お疲れ様です 이마카라 저는 노안이 샤워시키고 오겠습니다 야야야 야, 야, 야, 고기 다시 <laughs> 아, 진짜 싫어 뭐 <laughs> 진짜 몰라 들어가자마자 오줌 싸야 이거 완전 엄마랑 똑 닮아가지고 너네 엄마랑 똑 닮아 아, 누구예요? 야! 야! 아 유령이다 유령이다 어떡하지? <laughs> 야, 저 좋아할 거야. 안 오시죠? 안 소리하시고. 특이한 놈이야, 여러분, 제가 요새 고민이 있는데 우리가 30만 명 돌파를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10만 때도 20만 때도 아마 코로나 때문에 특별히 이벤트나 할 수가 없었어요. 이번에 30만 기념으로 어떤 거를 하면은 좋을까? 어? <laughs> 잠깐만 혹시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내년에는 여러분들이랑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슬슬 구독자면 종할까요? <laughs> 순짱이랑 저는 네이밍 센스가 없어요. <laughs> 구독자님들을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없어서 그것도 같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변범한 평화롭게 보내는 우리의 나이트 루틴입니다. 가세요 가세요 아 그럼 아 밀접한지 인제도 그래 내가 우리가 먹기 먹기 있을 때 이렇게 싶다가 뭐 하는 거야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다들 이렇게 사나? <laughs> 지금 자방 안 깔면 되게 이상한 거 알지? <laughs> 다 벗고 약간 이거한테 검사하는 느낌 어때? 잘해 잘해보라고? 나내 몸에 위에가 푸독하고 푸독하고 <laughs> 밑에는 없어 What? <laughs> 위에는 푸독하고 밑에는 없어는 뭐야 <laughs> 너 이제 너 와봐 너 이리서 와 내가 봐줄게 되게 발라야지 로션을 발라주시오 로션을 발라주시오 어서 로션을 발라주시오 네네네 네, 네. 네, 네. 은 협조적이야 로아나 음. 야경 맛있다 별 많다 빨리 와 로아니 너 뭐야? 뭐야 누구 장난친 거야? <laughs> 정말 웃겨 아니잘 나와 우리? 응? 응. 자오나. 지 어. 아이 잘자. 아빠 먼저 잘게. 오늘도 고생했어. 내가 먼저 잘해. 그래. <laughs> 아빠 잘자. 엄청 많이 자. 응, 로안이도 많이 자. 아빠 우리 우리 아침에 내면 응. 놀이터 같이 있을 거야. 그래. 그럼 너 한이가 뭐더 가와이 엄마 엄마 엄마 아빠 사랑해 아빠 로한 <laughs> 사랑해 많이 사랑해 로하니는 음, 미안해 잘해요 맛있대요 알얇아요 좋네 찾자 일로와 일로와 자자 찾자찾자 아, 앉으라 う普通反対じゃないこれも 아, 우리의 여름 나이트를 띄워 건강 잘지냈어 엄마 배가 너무 귀여워 <laughs> 배 귀엽다는 칭찬 없대요? 되게 기쁘긴 해요 サンスの 눈빛으로 어, 맞아 진심이야 진심 本当にファンみたいな <laughs> 그래서 일곱 시간은 자는데 그러니까 자는 시간은 괜찮은데 예? 무슨 일이야? <laughs> 그러니까. 이제 서울 사람에서 쉑쉑 보여를 먹으니까 정말 장이 쉑쉑거려 진짜 너무 쉑이야 여러분 쉑쉑버거 원래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저는 시간은 괜찮은데 러한이도 체력이 늘어났잖아 진짜 그래서 그리고 늙은 놈들? 늙은 <laughs> 진짜 힘들어 체력적으로 다 힘든데 그래도 행복합니다 응. 나름 되게 난, 난, 난 이런 날이 좋은 것 같아 요즘 영산에 많이 간다는 소문 있어요 <laughs> 어. 어 틱톡 시상식에 간다는 아, 소문이 있어요 맞아요 상은 받지 못하겠지? 열심히 했네 혹시 알아? 일본인 아내상 <laughs> 요새 여러분 근데 이게 고민인데 약간 번아웃 와가지고 예전보다 못 찍겠어요 이게 좀 진짜 심각한 고민이긴 한데 이 흐름이 항상 있잖아 맞아 응. 음. 어? 괜찮다 우리 잘하고 있다 어 화이팅 할 수 있어 <clears throat> 라는 식이랑 어 뭐지? 이게 뭐지? 뭐, 뭐 하고 있지? 어, 우리가 만드는 게 뭐 다 재미없는 것 같고 막 그런 시기가 있거든요. 의리의 멘탈이나 의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잘 찾아야 된다고 생각해 의리가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앞으로 조금씩 이제 찾아갈 예정입니다 근데 요즘 목욕 열심히 하더라 음. 아침 저녁으로 <laughs> 진짜 행복해 언제 한번 같이 목욕할까? No 혼자 편하게 하는 게 좋아 왜 남자들은 여자랑 같이 목욕하고 싶어 할까? 나만 그런가? 여러분도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나이트 루틴을 하실지 궁금하긴 하네요 다 보통 이러지 않을까? 뭐, 뭐 해요? <laughs> 그래도 조금은 자기를 위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다들 어? 이해해줘야 되는 거야 너는? 특히나 너는? 나 <laughs> 아, 요즘 외식 너무 많이 쓰고

응? 배다. 고생했다 여보. 응. 지금 모이나 뭐 할까? <laughs> 같이 가자. 가자니까. 어, 어, 어. 샤워 샤워하러 가자 오늘 같이 샤워 샤워하자 <laughs> 오늘 같이 샤워 샤워 어서와 여보 아. 뭐. 뭐 샤워할까요? ビカに行くすでエビカに行くよせーのあれカメラカメラやつなんで